억지로 뛰어든 작은 전자처럼 끝이라는 걸 모른 채 빠져버렸어 너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넌 나의 심장까지 거짓말뿐인 사랑 습관처럼 매일 너를 찾아 이미 넌 떠났는데도 말야 너의 세상을 어지럽힌 너 Such a beautiful sky yeah, 모든 게 fakes만 faker 우리 다 맹세했잖아 난 걸었지 finger 해결할 수 없어 너라는 존재는 깊어 받았던 상처는 아무지 않아 먼지 deepo 네가 남긴 건 상처까지 아름다워 아무렇지 않은 넌 끝까지 다 너다워 장마도 아닌데 너라는 비가 내려 계절이 바뀌어도 내 맘은 마르지가 않아 기대감도 전부 보장된 기억 속에 네 Such a beautiful scar.